지치지 않게 보내줄게 우리란 울타리 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없는 장마의 시작이었나 봐이 비가 멈추지 하나 기다릴게 오지 않겠지만 너 내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 비가 와 끝이 없는 장마에 시작이 없나 봐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이 비가 멈추질 않나 빗물이 차 những 아.